Thank you. 여수 써니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희는 B동을 예약했는데요. A동은 전 주방 시설이 있는 스파 펜션인데 B동은 이렇게 전 객실 대교 뷰에 간편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펜션이라고 해요. 침대가 두 개죠. 여기서는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스파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신축 건물이라 그런가 굉장히 깨끗해요. 또 충분한 주차시설과 전기차를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리씨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여수 밤바다의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인피니티 루프탑 풀이에요! 팬돈 바베큐 세트라고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복하고 새우가 들어있고요. 살아있어. 완전 괜찮은데? 대박이죠. 오늘 잡으러 준거 아니야? 목살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펜션 안에 2층 내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도구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Hey, I got a confession. <laughs> Been losing all my say I'll dig much deeper, I will shout.